황민아 김종민 결별, 수칠듯 단명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민아 결별 바빠서 연락 안한지 오래 상처 안 됐으면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랑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삶에 필요한 날들, 바쁘다, 삶에서 고생하다, 때때로 붕괴되는 가족은 우리가 내일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황미나 김종민의 짧았던 사랑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혹시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어떤 이유로 떨어져 있다. 면 너무 괴롭지 않아야 합니다. 항복하지 말고 가족을 재건하십시오. 모든 노력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2일 환미나는 TV조선 연애의맛 방송 후 많은 관심이 부담됐는지 결국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결혼의 목표는 모든 국경을 지져서 빨리 닮게 만드는 것. 이안입니다 반대로 좋은 결혼이란 각자가 외로움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떠날 때 서로에게 가장 강한 신뢰를 줄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한한 거리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들 사이의 거리를 사랑한다면 기적적인 삶이 함께 번성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보아라. 황미나는 불과 한 주일 전만 해도 화장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긴 종민과의 결별 때문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방송한 연애의 맛 시즌 1 최종회에 는 김종민만 모습을 드러내고 황미나와의 결별을 전했다.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진심으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는 것. 김종민은 지금은 서로 바쁘니까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 저도 앨범 준비로 정신없고 통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민은 촬영이 유일한 데이트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할 때만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미나에게는 혼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여나 기사가 잘못 나가 오해의 소지를 살까봐 인터뷰. 당시에도 황미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김. 종민은 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익숙한데 황미나는 처음 당하는 거니까 감당을 못하더라.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김종민은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만남. 이 황미나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종민아 거 플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민아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봐. 봐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 선아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 기에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한편 이날 연애에 맞은 시즌 2를 마무리했다. 이필모 대쉬 서수연 커플이 연애의 막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 대고린한 가운데 구준여 보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 주 김성원,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갔다 이 커플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많은데 보고 싶은 종. 미나 커플인데 왜 안 나오나요? 실제로 사귀면 조용. 히 사귀고 싶다더니 진짜 사귀는 건가? 김종민 씨. 다 바빠서 그런가? 제작진들이 말해줬으면 하차면. 하차 사귀면 사귄다고 종민아 커플 왜 안 나오는 거야. 제일 응원하는 커플인데 김종민 황미나 커플 하자. 인가요몇 주 전부터 안 나오던데 차라리 진짜. 사귀어서 안 나오는 거면 좋겠네요. 헤어졌나? 왜? 안 나오지 등 다양한 반응으로 궁금해했다. 한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잇 고 지내던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가상현. 애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며 화제가 됐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종민아 커 플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민아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관계가 방송용이 아니었음을 뿐 명희했다. 그는 처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결혼 생각도 있었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하며 실제 사귀는 감정이 있었다. 진심으로 했다. 단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저도 미나도 우리의 만남이 상처나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환미나는 지난 1월 10일 제주도 여행 이후 방. 송 분량이 없어 결별설과 하차설에 휩싸인 바 있다. 연애에 맡은 21일을 끝으로 고조원 김보미를 제외 한 모든 커플이 하차하며 시즌 1을 마친다. 부부가 된 이필모 서수연을 비롯해 김정훈, 김진아, 구준엽, 오지혜, 정영주, 김성원, 김종민, 황미나등 총5 커플이 작별한다.